엄마, 엄마, 엄마, 엄마, 엄마, 엄마. 미혼모 뭐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? 불쌍한, 개념 없는, 책임감 없는, 입양, 낙태, 영아 유기, 나이 어린, 능력 없는 하지만 수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출산의 고통을 혼자 견뎌내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, 결혼 안 한 엄마, 미혼모입니다. 사랑스러운 아이들, 이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따뜻한 엄마의 품과 사랑입니다. 한국 미혼모 가족협회는 2009년 입양과 낙태를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의지와 힘이 되고자 만든 단체입니다. 많은 미혼모들이 양육을 선택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. 다시 태어나도 아이를 선택할 거라고 말합니다. 한국 미혼모 가족협회는 미혼모들의 친정입니다. 가족에게도 외면받아 오갈 곳 없는 미혼모들의 쉼터가 되기도 하고 서로의 상담자가 되어 상처를 치유해 왔습니다. 결혼하지 않은 엄마로 인해 아이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한국 미혼모 가족협회가 바라는 세상입니다. 선택을 존중받을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.